후회하고요 저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옷에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제 또 한번 오랜만에 다양한 옷들을 구경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오기엔 또 많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엔하이픈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모델 같은 이미지가 있고 좀 뭔가 아, 기럭지도 좀잘 나간 친구 한명 있죠 네, 저희 공기장 내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모델 나와주시죠 아네 안녕하세요 덕 네, 제가 이 친구를 어, 총세개의 착장을 이제 오늘 좀 컨셉으로 꾸며주는 그런 느낌의 컨텐츠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무슨 무슨 착장이 있냐면 어, 첫 번째 이제 일상 그리고 두 번째가 어, 바캉스 휴양지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살 회사원분들 이제 출근 이렇게 세 가지 착장을 오늘 선보드립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파격적인 것도 다소화해내수있서 아, 네. 신경 안 하고 그냥 막 부르셔서 제가 다, 다 소화해 네,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작상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상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일단 뭐였죠? 일상 일상. 어, 일상 복하면 또 네. 가볍게 뭐 친구 만나러 가, 다닐 때나 이렇게 밖에 산책하고 나갈 때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의상입니다. 가보시죠. okay, let's go. 일단 성훈이가 피부 톤이 일단 좀 저희 팀에서 밝은 편에 속해 있고 그리고 저보다도 좀 훨씬 밝으니까 어두운 색상보다 좀 여름이기도 하고 화사한 쪽으로 되게 독특한 재질 무슨 재질이지? 이건 되게 얇은데 속에 뭐 한 겹이 더 있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laughs> 성훈이 무대 회상이거든요 조그맣게 팝업 부탁드립니다 편집 부탁드릴게요 <laughs> 얘한테 잘어울리는다아 이게 좀 더 잘 어울린다 이런 색깔 입어도 좀 뭔가 너 이제 너 입혀서 주고 넣어서 입고 뭐 약간 하나 한 개씩 딱 풀고 그게 뭐 입기라기보다는 뭐 비치는 부분이 일단 이렇게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 연예인 하 베이지 갈색 톤에 흰색 톤으로 되게 입혀봤고요. 예, 평상시에 뭔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되게 뭔가 훈훈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여름에 되게 유행하는 색상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laughs> 많이 그, 뭐였지?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친구가 피부가 하얀 편이기도 해가지고 이런 거 입어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피부톤이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입고 왔고요. 봤을 때제기 만졌을 때 되게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제기도 그러니 여름에 딱 그러니까. 지금 날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런 바지는 평소에 안 입어봤거든요 그리고 신발도 이런 신발을 잘 안 신는데 뭔가 되게 딱 봤을 때 엄청 편안해 보이고 그냥 제 일상에서 입을 것 같은 같은 게 이런 거 되게 예쁘 이런 거 되게 많이 입잖아 음. 시원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거 입으면 바지 같은 것도 무난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딱 레귤러 생미 와이드 핏 같은 거에다가 신발은 그냥 제가 신고 온 신었습니다 항상 목은 이렇게 저희가 바캉스다 바캉스 음. 바캉스가 약간 그런 그건가요? 바닷가 가서 쉬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이거 이쁘지 않냐? 아주 쉽잖아 그래 네, 됐다 뭐야 좀 색깔이 화려한데? 화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만큼 바다에 뭔가 묻히거나 아니면 바다에 뭔가 동떨어지지 않아 보려면 되게 화려하고 밝은 색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되게 오렌지 포인트 되게 주고 나머지는 다 white니까 뭐라 해야지 되 이제 막 부담스럽지도 않고 white base여가지고 그냥 오렌지 포인트만 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바지도 입고 바지도 딸기 청바, 청바지 노멀한 피부리물 같은 걸씹면 더더 느낌이 많이 살아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위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셔츠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맨 처음 입었을 때 소재도 엄청 시원한 소재예요 그래서 딱 바닷가에 진짜 어울리는 그런 셔츠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넣어서 입었는데 이렇게 빼서도 입어도 되게 뭔가 자유분방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아가지고 셔츠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출근look입니다. 출근look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른 거 고를 때 조금 조금씩 봐둬가지고 후렴 그 <laughs> 느낌으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다려 하는데 제가 이제 black 상의에 이거 하의, 성훈이가 이제 갈색 상의에 black 하의 suit를 맞출 거고요 이제 성훈이가 속에 black 입고 제가 이제 스트라이프 입고 뭐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뭔가 어디 회사 이제 딱 갔을 때 뭔가 좀어 오늘 꾸미고 왔네요 살짝 느낌 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곡을 준비해왔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어서 입을 걸? 괜찮겠지? 여기까구나 어. 야, 다 입었어? 아, 그래. 3, 2, 1 하면 동시에 나오는 멋있게. <laughs> 멋있게? 3, 2, 1. 진짜 딱, 딱 맞다 뭔가 딱 느낌이 딱 맞다 formal에 좀 더 가깝고 그리고 살짝 전통적인 음. 그런 느낌 딱 이렇게 fit되는 느낌 이런 거 되게 뭔가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사실 이런 거 해주고 좀 젊은 층이나 아니면 좀 trendy한 거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 되게 wide하게 되는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좀 wide하네. <clears throat> slim한 느낌이랑 되게 wide한 느낌의 차이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살짝 뭐지 작장에는 신발 같은 것도 좀 이게 chunky한 거 신어주시면 좀더 뭔가 느낌이 되게 살아요 어느 정도 fit되게 있고 그리고 소리는 니트가 정도까 깔끔하게 layered 되는 것도 하시는 상태에서 fit한 부츠 같은 거 신으면 되게 어, 섹시한 느낌을 잘유발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위도 이제 4천원 샀거든요 자 이제 집에 갈게요 네 어쨌든 살아 이런 느낌으로 꾸며봤고요 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 오늘 마지막 작장이 진짜 정말 마음에 들게 딱 끝나가지고 아, 집에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음, 저도 되게 오랜만에 좀 나들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좀 쇼핑 온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컨텐츠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좀 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 하면서 또 쇼핑도 하고 눈, 눈 볼거리도 많고 아, 하면은 되게 네, 재밌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되게 재밌게 잘한 것 같고요.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다시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돌아올 의향이 있으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We'll continue. 예, I'll be back.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 제이 성훈이었습니다. 안녕.